Oh!

everything, Blake? No, no, you just start. I make a YouTube channel. Oh, nice, nice, nice. <laughs> Give me your, uh, no, your channel. Okay. ハハハハ。 No! God, please, no! No! No! No! 후반에는 제가 너무 못 쳐가지고 져버렸네요. 승부에서는 졌지만 골프장에서 다들 몇 번 마주치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재미있었고 유익한 경기였습니다. 이번엔 비록 졌지만 다음번에는 이기는 영상으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